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네, 지금부터 마리끌레르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이 짱 좋아하는 영러브닷컴 수록곡은? 어. 아, 아, 수미, 수미, 수미! 영러브. 영러브? 영러브 아니죠? 영러브, 영러브. 영러브. 수연 언니, 정답! 아, 진짜요? 아, 맞아요. 아, 이거 많이 네, 영러브라고 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 스타일이 락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윤이 최근에 자신의 텐션이 짱 높다고 느낀 순간은? 너무 많은데? 아이사! 방금 전에 저희가 이거 대기할 때뭐 윤이가 호호 호호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안... 아 수민 수민! 아이돌 라디오 가기 전. 아. 어. 세은 매일 정답! 오! 오! 세은 가장 좋아하는 봄 노래는? 봄 수민, 노래. 수민, 수민! 봄사람 벚꽃 말고 아이유 선배님 노래겠죠? 네, 정답입니다. 혹시 잠깐 아, 네. <laughs> 시, 시, 시작!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앞에 살랑거려도 와! 아, 또 귀 빨개진 것 같아. 자, 시은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근데 힌트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득 생각나는 말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로 꼽았고 윤! 시은아 이 영상 언제까지 보내면 되니? 땡땡 <laughs> 수민! 네? 아춤 많이 들었네 땡 수민 음색 좋다 땡 수민 아 이번 돌이 잘 어울리네 땡 수민 이, 이 머리가 찰떡이네 땡. 수민 맞출 수 있어 이거? <laughs> 우리 활동한 거 중에 최근에 있었던 걸 보고 이제 연락이 왔던 윤! 윤! 윤! 네? 네? 유스케 잘 봤다 유스케 춤이 너무 짧게 나왔다 우리 딸 유스케에서도 노잘 부르나 네, 유스케, 유스케, 유스케 보신 날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신아 너무 잘 봤다고 노래도 짱이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왔던 문자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제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짱 큰 목표는? 윤! 할머니 돼서 무, 빌보드에서 무대하기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쉿! 스테이씨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아니야 수미 수미 수미 스테이씨 오랫동안 건강하기 어! 딩동댕 이거지 딩동댕 네 모두가 건강하고 이번 활동 때 절대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뿅! 첫 번째 문제 아이사가 짱 아끼는 패션 아이템은 수민! 신발! 시은 시은 네? 가방 딩동댕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난 건 바지였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는 멤버들이 모를 것 같았어요 아 이것도 어려워요 아이사가 짱 인상 깊게 보았던 나에 대한 댓글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달 수 있는 그런 댓글이에요 윤! 네. 아이사 와랄랄라 해버리고 싶다 네? 어? 와랄랄라 <laughs> 해버리고 뭐? 싶다 아니에요 시은, 시은. 네. 아이사 많이 늘었다 성장했다 아이사 딩동댕! 아, 사실 이거 바로 생각했는데 좀 고민했거든. 아, 진짜요? 그 제가 딱 인상 깊게 봤던 댓글은 어, 맥 컴백마다 성장한 것 같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뿅! 수민이 하루 중 짱 좋아하는 시간은? 아니다! 자기 전. 제이! 아침 밥 먹는 시간. 시엔시엔시엔 아, 어. 준비를 다 마치고 나가기 전에 영상 보면서 잠깐의 그 여유. 와, 어떻게 알았어? 딱 정확해, 딱 정확해. 그래서 아침에 일단 피곤하지 않아서 일찍, 일찍 깼는데 나가기 전에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남으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음... 빨래하고 막 정리하고 영상 보고 막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아. 수민이 멤버들로부터 짱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아, 이거 나도 어려워, 사실.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냥 정답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도 뭐라 하는지 기억이 살짝 안 나거든요? 근데 윤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 수민 언니는 뭐 리더여가지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에 반응을 받았었어요. 아 근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사실. 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뭔 그 뭐 포인트인지 뭐 알겠다. 언니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어. 음, 뭐 리더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입니다. 아, 네. 하 둘, 셋, 뿅! 첫 번째, 세은이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예! 예! 스물다섯, 스물하나. 맞아요. 완전 안 봤는데 셋인 건 알아요. 이거 진짜 명장면인데 우리 둘만 있을 때는 행복해, 야 행복해도 돼. 우리 둘만 몰래 행복하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 지끈지끈. 알겠다. 내가 딱 좋았어. 채은이 짱 좋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이사 네. 얼굴. 아니.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과 헤어와 의상을 봤을 때. 아니에요. 아 진짜 쉬워요. 내 얼굴에 관한 거긴 해. 화장실에서 시은! 시은! 시은! 맞아요 어? 어? 맞아! 어? 뭐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 아니 아니 나 씻으면서 거울 볼 때! 아니 수미 세수하고 난 직후 어, 내가 말했는데 말했잖아 어, 야 근데 나도 어. 아까 말했어 샤워하고 난직후라 했잖아 근데 뭐 귀에 안 박혔나 봐요 아 그런가 봐 내가 잘 박히게 말했으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 짱티 씨가 짱 좋아하는 것들을 추측해본 추측 인터뷰였습니다 네. 저희 스테이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끌레르 4월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테이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장피씨였습니다. 4월에 만나요. 안녕. Coming soon.